야 이렇게 하늘소를 생나무를 도끼로 쳐가지고 야 스킬 되게 좋다 저도 채집을 많이 해봤지만은 되게 생나무 부시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청주라노스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야 방금 나온 신선한 하늘소입니다 쌩쌩한 하늘소 이쁘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키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 생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음. 와 혹시 하수 있다 어 맞아 여기 와 구멍에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애벌레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됐네 그러니 <laughs> 아직 나무 많이 남았어요 참 맛있게 됐습니다 제가 조짐을 봤는데 이렇게 성충이 다수로 나오는 거 보면 애벌레보단 뻔데기 아니면 성충인데 제 생각에 성충입니다 웬만하면 뻔데기가 더 맛있죠 씹는 맛이 뭐 더 좋죠 생으로 드셔야 돼요 그렇죠 생으로 야 이게 다하늘속 시큰들인데 사슴벌레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길쭉길쭉하고요 입중이 어, 제가 그냥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절 먹이겠다고 지금 나물 다 쪼개달라고 음. 나다 어,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야 번데기가 나와버렸네 여러분 야 번데기 이렇게 생겼어요 야 그리고 성충들 나왔고요 큰일 났네요 예, 얘가 더듬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게 암컷이고 이렇게 큰 친구들이 수컷입니다 와 되게 이쁘죠 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제 <laughs> 하나 네, 이걸 찍어, 찍어줄게 세상에 음식은 나는데 사실 저만 먹기 너무 아깝네요 어. 간식 세건이 세건 아 절대 안 먹어요 저는요 우리 애기 박사님 아프시니까 약으로 드릴까요? 아 벌리고 주무실 때 목에 좋은 항염소를 먹는 척하지마 그러네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, 아, 아. 먹었어요? 좀 쳐줄까요 접시요? 어우 예, 여러분들 어 설탕을 좀 뿌려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 달짝지근하다 아니 뭐 씁쓸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약간 그런 맛은 있어요 약간 그 요구르트 그 약간 걸쭉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혀에 감도는데 어 그 맛 나네요 씹다 보니까 그 은행 있죠 은행 은행 은행을 볶아서 먹으면 마지막에 이제 남는 그 입에서 나는 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음 어, 머리는 솔직히 못 먹겠습니다 와 제가 하나 먹으니까 계속 잡아다 주시네 No no no <laughs> No no no 코콘 아 망하구나 브야 이왕 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시네요 번데기가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네. 제가 아까 먹었고 아, 어 여기 있다 어, 어 웨이트 에이 코쿤 코쿤 코쿤 안뜨 안뜨 유충은 없어서 유충은 못 먹었는데 어, 아까 소, 솔직한 리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? 예, 음, 나쁘지는 않아요. 네,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좋은 구경했고요.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 어? 어, 에그 박사님 왔다. 아, 에그 박사님. 어, 몸안 좋다면서요. 괜찮아요? 네, 목도 아프고 옆 배도 너무 아프고요. 아 진짜요? 네. 뭐 배고프지 않아요? 근데 저희 밥 먹고 그랬는데. 어 저 뭐 먹어야지 약을 먹죠. 어,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? 맛있는 거요? 입니다. 자 에그 박사가 지금 어, 몸이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에그 박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하늘 하늘소죠? 네, 나무에서 갓 꺼낸 아주 신선한 프레쉬한 하늘소 유충. 하나스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? 미래식량이잖아요 미래식량 아, 미래식량 고단백질 그죠 미래는요 뭐 애벌레나 곤충들을 식량으로 먹는다고 해요 이 머리만 뚝 떼서 먹나요? 그냥 머리를 잡고 아, 이게 이렇게요? 먹고 머리를 떼서 버리면 됩니다 아우! 자주 현지, 먹 현지에서도 많이 먹는다 네. 방금 뒤돌아보는 거 뭐예요? 왜, 왜 뒤돌아봤어요? 이게 이 맛이 요리 맛이 좀 나요 그제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은행 맛 나지 않아요? 은행 은행이 아니고요 무슨 과일이랑 음. 그 두리안을 에가박스 어제 먹었거든요 두리안 맛이 난다고? 저는 왜 아무것도 안 나지? 두리안 식감해요 네. 과일 맛이 좀 나요 아 진짜요? 네 이거는 사실 이거 디저트고요 이제 오! 오! 오!